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아이스크림 파티 어 매그넘이랑 구구 티코를 준비했어요 아 섞어서 먹으려고 어, 초콜릿 누텔라랑 허쉬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마실 거는 허쉬 우유 초코 우유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쉬를 뿌려서 Bismillahirrahmanirrahim. 꼭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.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너무 맛있어요. 아까 이어폰 잊어버렸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이렇게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배 안 아프냐고 설사 안 하냐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도 설사 안 해요. 저우즈베에서는어 1kg? 1kg 먹어도 배 안 아팠어요. 아 아이스크림도 왜 많이 먹냐고 당뇨 당뇨 뭐 병, 당, 당뇨병 걸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먹방 하는 거는 어차피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도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먹방으로 하는 거예요 아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